이거 그 게임 아니야? 미국에서 하지 말라는 그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임 있잖아 그거 <laughs> 뭐였지? 그 게임 있는데 이름 이름 뭐였지 저거? 저거 뭐가 닮았는데? 강령술이었는데 저거 저거 하면 안 되지 야 우리 우리 집에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저거 하면 안 된대요 진짜 진짜 하면 안, 안, 안 되는데 주만지 맞 주만지 맞습니다 주만지 주만지? 주만지 아닌 것 같은데 주만진가? 나, 어 뭐야? Okay. 뭐야 뭐야? Uh, is anyone there? Hello? 또잉이 맞습니다. Pick up the phone. Spirit, spirit phone. Um, 아브라카다브라. Um, if you can hear my voice, give us a sign. Yeah, like a peace sign or Guys, stop sign. If you're not gonna take this seriously. Okay, okay. Is anyone there? Wherever there is. 아 진짜 움직이는 거 설마 이거? Wait a minute. Did you do that? I didn't do anything. It's moving again. H? What's it spelling? Hold on. 뭐야 개소리야 이거. I swear it's just moving. HP. Help? How are we supposed to help? I don't know. What does it mean? We need to know who it is if we're supposed to help them. 누굴 도와줘야 되는데 누굴 누굴 후후 오 goes. 쉣 fuck Okay, S. S I E X 이 아닐까요? E 시스티 R. sister 시스터 sister. Whose sister? Oh, come on. Is this for real? Shut up! Ask it whose sister. Josh, it's it's gotta be. Yeah, okay, well, which sister? 야 뒤에 is 누가 it 있, 야 창문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Ashley, 지금? ask who it is. 아씨 아씨 해나 are we speaking to? Hannah? Is that you? <gasps> oh God, 마이 갓 This is messed up. Josh, are you Fine. are you sure? Because we can stop. No. Dude, it, it's cool. I want to hear what it says. I don't know where to start. 어 나도 무서워 지금 Think about it. If this is actually Hannah, I mean, we can find out what happened that night. Josh. 조시. I can handle it. 아, 나 진짜 무서워, 지금. Um, let me think. 아, 뭐 튀어나올 거 겁나, 진짜. 아, 소름 끼쳐. 일단, 일단, 일단 사과할게. 정말 사과해. 정말 미안, 정말 미안해. Hannah, if you can hear this, like, really hear this, we I'm all sorry. want to apologize for what happened. It, it was stupid and, and mean, and we're sorry. We're so sorry, Hannah. B? E? E. T? R? Oh, shit. I don't like this. Betrayed. What does she mean? Oh, it, it's still going. Uh, ah. God. K? I? L? L? E? D? No. Kill. We didn't kill them. It was just a Ash, calm, calm down. Okay? Oh shit. We need to find out more. I'm sorry. I am guys, so guys, sorry. 빨린 맞습니다. Ask him what, what happened. 야 이게 졸라 무서워요. 진짜로 미쳤네. 스토리상도 미쳤네. 누가 널 죽였어? 누가 널 죽였어? Okay. Who killed you? Hannah. 배신을 했대. 용서 안 한대. L I 와, 와, 야야야, 야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Proof. There, there's, there's proof. In the library. 와, 야야야, 야 뒤에 미쳤어 저거 어떻게 진짜.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나 진짜 못, 못할 것 같아, 진짜로. 가자, 가자. 아, 씨. 가자, 가자. Holy shit. Chris. You know what? No, this is bullshit. This isn't real. Josh, I don't know what's going on. Listen. 라스트 오브 스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진짜. 아, 살 돌려. 아, 진짜로. 아, 미치겠어, 지금. Hey, calm down. It's it's not 야, 나, 나 스토리 드라마까지 만들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 뒤에 방금 뭐가 있잖아. 와. 아, 뒤에 분명히 뭐 여자 서 여자가 서 있었어, 진짜로. 나 그래서 끈 거야, 방금.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런 거 진짜 싫어해. 아니, 그것도 장난감이 상관없는데 진짜 유료 같아. 어, 완전, 완전, 완전 시체, 시체 그래, 시체. 일단은 데스가 없어 아씨 미치겠네 아 그러지마 그냥 버려 여자 버려 여자 버려 제발 아 살려줘 여자 버리라고 넌 남자잖아 넌 고자가 아니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데리러 갑시다 딴색이죠 어서 들어와님 맞습니다 Jess. Buddy, you in there? Ah! ah! Whoa! Christ! 야 소리도 못 질렀어 진짜 어 살려줘 오오 나 못하겠어 진짜 오물링이 막습니다 아 미치겠다 아, 새벽이라서 제가 부모님 주무시기 때문에 소리도 못 지른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공포게임은 소리 지르면서 이제 해소하는 게임인데 하, 미칠 것 같아 지금 아 살려줘요 진짜로 Jess? h u 아 Light of my life? 네. I totally promise I won't murder you when I find you 뭡니까? 저는저는저는 아, 아, 아, 찌바 요거 요거 한번 요거 뭐 할게 저런 슈발년 <laughs> 아 요거 한 번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런 슈발년 진짜 와 아, 용나오네 저거, 아. 아, 진짜 승질나게 하네, 사람. <laughs> <laughs> 살려줘, 진짜. 자. c u little ah. ladylike <laughs> scream, Michael. <laughs> Guess you never really know someone until you see.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운드 별로 안크잖아요제 거는 진짜 full 사운드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로 사운드가 믹스가 자체가 지금 엄청 full 사운드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거를 보여드릴게요. UFO 마이크 지금 full 사운드입니다. 이거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그 뭐였지? 이어폰에 들린 소리 지금 마이크에 다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약간 울리 경우 고 있을 거예요. 이어폰 소리 다 들어가요 진짜. 완전 완전 씹full 사운드예요 진짜 지금. 진짜로 이거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통마 영념님 맞습니다. 아 진짜 여러분 저는 거짓말 안 치고 풀사운드로 해요. 일단 네 맘대로 해. 아 지대다. Alright, fine. You win. It's not a contest, but I do win every time. Uh huh. 어 뭐야? <laughs> Oh, 이새 뭐냐? 야 지다다 지다다 지다다 야 뒤에 있어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아 어머니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추가 지켜서 이렇게 해주시고 제, 정말 재밌었던 팬클럽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일단 올라가자 일단 올라가자 아 여기 다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Mm-hmm. 무너지지 않겠죠? 아 진짜로? 아 토템 있었어?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자 갑시다 아템 있어요 템 있어요 <clears throat> 이제 토, 템이 있었다 보니까 토템, 토템이 앞길을 예언하기 때문에 꼭, 꼭 봐야 됩니다 어 있네 있네 있네 있네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진짜 있어 하, 여러분들 긴장하십시오 긴장하시 긴장하세요 빕시다 빕시다 빕시다 빕시다 빕시다 빕시다 빕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시리시오 진짜 광대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로 뭐지? 저 뭐냐 저거? 일단 잠시 잠 그거 볼게 토템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인도의 길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마이크가 별채로 가는 길에서 발견한다고 오케이 갑시다 어? 잠시 뭐라냐? 뭐라고? 뒤에 누가 올라간다고? 몰래? 아씨 일단 물레방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씨 그치던데 진짜 이게 근데 BJ 선택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스토리가 그게 참 개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면은 저 BJ는 저런 식으로 하고 이 BJ는 이 BJ식이에요 그치? 루산의 교준이 맞습니다 전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갑니다 지금 여자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는 그, 그런 분위기를 만들라는데 지금 안되네요 아 제발 이런 소리 내지 말라 진짜로 사랑한다 하지마 그러지마 아 이러면 나 진짜 게임패드 던져버려 아 그러지마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자 천천히 빨리 별장에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서 즐겨야 된단 말이지 자 갑시다 아뭐 뭐야 아, 씨, 그러지 마. 늑대 아니야, 얘? 늑대 같은데? 미리? 안 놀라지롱, 안 놀라지롱, 안 놀라지롱, 안 놀라지롱. 예측했지롱. 동물이 예측했지롱. 이건 예측했어, 이건 예측했다. 가톡티가 이건 그지 같은 그, 정말 그지 같은 가톡티였어요 당연히 저렇게 하면 뭐 하나 나오지. 당연히 저걸 모르면 병신이죠. 자 갑시다. 저걸 모르면 BJ 눈꽃이 병신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저런 건 저 정도는 예측해줘야지, 그치좋습니다 아, 그 전에 가톡티는 진짜 완전 수, 식 순식간에 나왔어요, 진짜로. 또 사물하면서 너구리가 나와 말이 돼 그게? 그건 솔직히 말도 안 됐어. 이거는 당연히 예측을 하지. 사물하면서 너구리 나왔잖아. 잠깐 이거 뭐지? 이가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갑주기 갑주기 히히히 오, 어, 오, 어, 어, 잠깐만. 아니 없어, 아직 아직은 아직은 없어, 아직은 없어. 자 갑시다. 아 이 여자는 약간 스릴러인 넘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따라오잖아, 그치 나한테 반했네. 크, 역시 역시 나라 나라 남자. 여자 한 명 정도는 크, 충분히 그냥 바로 캐치합니다. 아 역시 역시 오지입니다. 아 깜짝이야 그래 이런게 갑툭튀라고 이, 런게 바로 여러분들 이런게 바로 갑툭튀예요 갑자기 나오잖아 아씨 아저 사슴새끼 사슴고기 하고 싶 사슴고기 먹고 싶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냐? 늑대한테 물린 것 같은데? 아니 저 안 먹어 왜? 늑대는? 배가 안 고픈가 봐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아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바로 죽이는 게 나아요 불쌍하잖아 그치? h e r bud Hey I'm gonna make this quick for you, okay? 그래 그래 죽이는 게 나아 아, Okay, okay uh... 자, 자, 포토 달빙님 왔습니다. 어, 어, 어. 뭐야, 어떡하라어떡하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오케이, 오케이. 에! 예. 예! 난 남자입니다. 전 상남자라서 같이 갑니다. o 들어 와 들어 와 여자를 놓쳤으면은 같이 별장도 못 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했잖아 그치? 얘는 살려야 돼 몸매가 좋기 때문에 살려야 돼요 오케이? 갑시다 와 몸매가 좋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그쵸? 자 Was it a bear? Yeah. Things are crazy fast. I didn't see it. Hey, things are not gonna come barging in. Um, how can you be? 주택 감사합니다. Because I'm pretty sure bears don't know how to open cabin doors. 몸매가 갑이죠 일단. 자. What? Where?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무서워 죽겠어 지금. 아 프리사운드 진짜 무서워 이런 사운드 크죠 지금 마이크하고 밸런스 지금 괜찮지 아, 근데 완전 이거 개풀사운드거든요 지금 아 누구씨 거인지 새벽 방송하는데 여런데 추천한 거 즐겨주기 없이 부탁드릴게요 예, 아 자랑스러운 추천 없이 40개인지 40개 달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스폰 노! 아 고민이라고 했을지 스폰 노 스폰 노! 아 스폰이래 스폰 <laughs> 스폰 노노 스폰 노노 스폰 재미없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 책임 단단히 먹을 거야 자 노잼 노잼 노잼 노잼 거미 수도 있지 스페셜 보스 노노 저런 분은 채금을 한 대 맞아야 돼요 네, 자 무슨 스페셜 버스? 네, 웃기고 있네 자 책을 한번 드릴게요 너무 재밌 노잼이에요 자좀 재밌으면 뭐 이해를 했는데 너무 노잼이에요 형님 너무 노잼이셔가지고 채금 드렸습니다 너무 너무 노잼이에요 어디지? 아니, 아, 일단, 일단은 뭐, 이거, 등장, 불, 불, 붙여야 됩니다. 켜지나? 어, 예! 좋아요. 야, 여기 아늑하네! 야, 둘만 있잖아! 소파도 있네! 이 고저 새끼. <laughs> 자. 아늑하구만. 자. 어? 한강 오리님 맞습니다 Alright. 성냥 어디죠? 뭐지? 성냥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장자 성냥만 아, 있으면 된대 이건 뭐지? 총이 왜 있지? 아니 여기 총이 왜 있어야 되지? 나 이해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모일런이 막습니다 일단은 이총 이 총 보이기 겁주긴 싫, 싫어요 왜냐면 여자 막칠것 같아요 이제 아껴야 됩니다. 여, 여성분 여, 여성분들 잘해야지 잘해야지 좋은 일이 생겨요 이제부터는. Why do guns make men go completely bonkers? Nothing. 또라이인데. She'll never understand what we have together. 뭐냐 뭐냐 아, 뭔가 분위기 안 좋아. 토템 하나 더 있다고 책상 위에? 알겠어 알겠어. 책상 위에? 일단 성냥이 어딨어 성냥은 일단 오시면 추천과 즐겨주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야 왜, 왜. Mike. What? Oh, crap. What? Where is it? What? Wait, wait, wait. What's wrong? Gone. It is gone, okay? Just slow down. What is gone? My freaking phone, Sherlock. Can you find it? Crap. Yeah, 휴대폰. No. 자 여기서 눈꽃하나 예측할게요 여러분들 자 잠시 옵션 자 여기서 눈꽃하나 예측하겠습니다 자 핸드폰이 없어졌다 이 말은 즉시 자 식인종 식인종이 만약에 핸드폰을 들고 가요 뺏어왔죠 이미 그쵸? 만약에 이 새끼가 지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 친구들한테 저는 전화를 걸겠죠. 장난 전화를. 그치? 그걸로 억울로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 작전에, 죽이는, 죽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제 예상인데. 일단은, 일단 예상인데. 저는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처음 하는 건데, 맞습니까? 일단, 일단 갑시다. 어, 제 예상입니다, 이거 뭔가 삘입니다. 스텝 하킨이 맞습니다. 일단 제 예상입니다, 이거는. 아 좋겠다 여자 핸드폰 가져왔어 갤러리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갑시다 장난이에요 자저 편차 아니에요 여러분들 장난 장난 맨, 방송 멘트 언제까지 방송 멘트라는 거 갑시다 Kind of a dick move. I'm sorry, Jess. Probably fell out in the water and doesn't even work anymore anyway, so whatever. Hey, I'll make it up to you. I promise. 뭐 부르다 죽는 게 나았는데 그게 지금 시, 실현이 안 되고 있어. 어, 장현 찾았다. 일단. Lucky, lucky. Who's gonna fire up some n o o k i 토템, 토템. 토템 어디 어 없는데? 책상에 있다고? 저기 있는 거던데? 이거 저 뭐지? 아메리카 원주민 시, 신화와 전설 저자 조셉 말리. 원주민이 있다는 거는 일단은 어미곰이 돌아왔다고 보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원주민 측이 왜 있지? 어머님이 맞습니다 어 이거 터치패드 신기하네요 아, 진짜 원주민 식인종 같은데? 진짜 식인종 있는 것 같은데? 예상에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해, 이거를 어? 밖에 아, 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자. 일단은 불을 지피, 지피게요. 불 지피고 좀 봐야겠어요. 상황. 야, 눈코치 공포게임 재밌다, 인정? 어우, 시끄러시. 어, 불 지피는 기분이 나요. 눈코치 공포게임 어떻,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오 어, 개꿀잼. 감사합니다. 브라보. 우기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하지? 저기 well, I, I wish we had some boo. <laughs> 그렇지 어. 그렇지 라면 라, 어. 라면 라면 어. 라면 라면이 없어좀 아, 안타깝네 여기 아메리카라서 아메리카식으로 맥주가 없네요 아 맥주래 그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라면이 라면이 없네 진짜 그냥 뽀뽀나 하자 <laughs> 좋습니다 라키루라님 맞습니다 You know, like jumping into a swimming pool. 안 돼, 안 돼, 안 돼. 힌트 안 돼. 주지 마, 주지 마. You know, making out. You. You. Seriously? Did you think that would work? Always had before. Mike. 돋보이 먹었습니다. What about them? Um, close to the 왜요? 자, 아, 입술 안 내밀었습니다. 마이크 UFO 마이크라서 화, 자체가 좋아, 좋기 때문에. 자. It's fine. I really don't like it. Okay, shudder it is. 아, 나 순간 일어서 가지고 크로 <laughs> 놀랬습니다. 자. <laughs> 근데 밖에 어떤 어떤 식게 있는데. 아,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아. 아 씨. 야, 어떡하냐 진짜 이거는 아 무슨 아씨 셔터를 닫아달라고? 이거? 이거 말한 건가? 아씨 아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 진짜로 Shutters are shuttered. Now, where were we? 어디까지 했더라? I'm sorry. I'm sorry. I think I'm a little freaked out. 우선의 교수님 It's hard 맞습니다. for me to, like, keep this up and What? Keep keep up. look. I act all super confident and like a total sexy babe and everything, but underneath, I gotta be honest, I'm really kind of insecure. 자신감이 없대요. <laughs> 자, 안심을, 안심, 안심을 시켜야 돼, 일단은. 로맨틱해, 로, 로맨틱하게, 로맨, 로맨틱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시 성공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솔로 하시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래야지 성공을 해요. <laughs> 이제 여자가 이제 감동을, 감동을 합니다. 천천히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렇게. 그치? 연희 씨 좋아져 좀 행복하죠? Super fucking hot. Super fucking. Really? Super fucking hot. See if you can find a blanket and maybe we can snuggle up a bit by the fire and sort out exactly how big of a dick you are. Okay. 자 이제 뭐 바로 넘어온 거죠 이거는 그렇죠? 아이미 하트님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한 담요 찾아오기 전에 얘가 또 잡혀가면 나 진짜 시기조새끼 진짜 쫓아가서 죽일 거다. 그땐 공포가 아니고 전설의 눈꽃 추, 추격 작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나 이제 거의 다 꼬셨어요, 진짜. 이러, 이러면 안 돼, 진짜로. 거의 다 꼬셨는데, 어? 이러면은 진짜 죽일 거야, 시긴 좀 뭐든 간에. 내가 바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로. 자. 난 다 꼬셨어, 진짜로. 힘들었어, 보시면다 아, 저 힘든 주세요 힘든 주세요, 은근히. Oh! 오, 쉣. Hey, w h r e you okay? What are you doing? it's the lights. 야너 없어지면 안돼 그, 기 그애들을 담요 찾아올게 나는 고자가 아니야 자 담요 찾아올게 <laughs> 기다려봐 아니 여왜 이렇게 무서워 아 이런 데 있으면 꼭 없어진다니까 제 여자가 갑자기 오 찾았다 찾았다 오레이 아 진짜 식인종 은 방해하지 마라 이럴 땐 가져야 이럴 때는 비키는 거다 식인종아 그러지 마 네, 크, 좋습니다 분위기 좋다 야 진짜 건드리면은 전 전쟁이 서먹갑니다 바로 분노를 지주할 겁니다 아저 개... 야 진짜 너무한다 다 왔는데 아씨 어딥니까 여기서 연기 안 하는데 와 쉣. 아 시금 좀 맞아. 아. What? How is it my phone?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빡치잖아 아. 이러면은 저 식인 조 새끼야 이럴 때 가만히 있어주는 게 바로 예의입니다 oh, 아 너무 심하시네 진짜 아 분위기 딱 좋았, 분위기 딱 좋았는데 진짜로 진짜 좋았잖아 여러분 지금 새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재밌으면 아 나가지마 Hey! Yeah, pricks! That means you! I know! 아 그러지마 집사선이 막습니다 아 진짜 그러지마 에이 가 가 가 가가 가라 가라 딴 데로 가딴 데로 가딴 데로 가아 뒤에서 뭔가 올 것 같은데 저 개새끼 여러분들 이제부터 그 진짜 공포는 여러분들 진짜 공포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넘어왔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개새끼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공포는 BJ가 원하는 겁니다. 방송에서 진짜 진짜 공포는 BJ가 원하는 겁니다. 저 새끼는 죽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감히 제시카를 아... 자 갑시다 저 저런 망할 새끼 끝났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잡습니다 와저 저 저 망할 놈의 새끼 진짜 다, 다 넘어왔는데 아, 아, 대갈박, 대갈박, 아 좋은 구경 놓쳤잖아, 진짜로 이게 뭡니까, 지금 하... 시기 중에 사람 없는 건 맞습니다. 일단 일단 갑시다. 아, 떡 안타까운 떡이네요 진짜. 난난 찹쌀떡 좋아하는데. 식인종 어디 자, 얼마나 잘생, 잘생긴다 봐보자 네가 얼마나 잘생겼길래 저런 여자 하나 어 데려갔는지 그러니까 식인종도 앵간히 약올랐나봐요 왜 니만 덕치냐 나도 덕친다면서 이제 딱 대가리 이제 머리를 이제 딱 휘어잡고 내 거다 샹년하면서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젠장 아 저런 나쁜 새끼 어 깜짝이야 아 뭡니까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식인종이 식인종이 나한테 죽습니다 오늘 it a button? Why would there be a button? That's a good question. Should I push it? That's what buttons are for, I guess. 너무 눈이 맞습니다. 아 누르면 필이 안 좋은데. 아 씨. 누르자 일단. 이 지하실로 가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와 씨. 제가 꿈이 저런 저런 데 만드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한번 방송하고 싶어. 저런 데 만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들이. 소리도 안 들리게. 저런 데서 방송하고 싶어 저기서 그 막 소리 지르도 뭐 얼어갈 사람 없잖아 그치? 아 내가 봐도 눈꽃의 공포게임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 맨날 맨날 lady first 가는 건지 멤 버스트 아 바퀴벌레 나왔다 아, 진짜 바퀴벌레 나왔어 아씨 이건 재방송 늦게 오신 분들은 뭐, 뭔 개소리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 바퀴벌레 나왔죠, 진짜로. 내가 싫어한 거다 나왔네, 진짜로. 미치겠네. 자, 일단은 직접. 뭡니까, 이거? 단서백 인물 사진입니다. 뭐지? 그 새끼들을 잡아서 그 연약한 허연 피부를 돼지처럼 찢어 발겨서 피를 보게 해줄 테다. 망할 16년이다. 16년 동안 예쁜 예쁜이 해나와 베스를 기다려왔다. Holy cow. 정직함, 정직함. Now, Ash, I, I, I don't want to freak you out, but, but look at this. What? Chris, what is that? I think this might be what the spirit board wanted us to find. The clue? Yeah, it's a letter. Let me see it. It's uh, a 드라마틱하게 가야지. 영화틱하게. Chris, this is serious. We need to find Josh right now. 아, 내 필이 안 좋은데. 조식은 뭐고 하네 지금. 이제부터 이제부터 무서워질 것. Oh my god. 저거 지금 혼자 열린 거 맞지? 야 저거 지금 혼자 봐 혼자 열린 거 맞지? 아 자기야 우리 들어가지 말자 안 좋을 것 같아 딱 뻘이 보이잖아 이거, 이거 공부 게임이 노리는 그거라고 들어가면 100% 뭔가 뜬다는 거 그치? 간지이 맞습니다 아, 이건 뭐, 이거 뭡니까? 아, 또잉이 맞습니다 그래봤자 효과 가 네가 해봐라 네가 하면은 손 떨린다 진짜로 나 지금 손 떨리고 있어 패드인데 이건 뭐지? (2013년 11월 8일) 밴쿠버 BC V72 9892원 암스테르담 Road 6130 183 아, 숫자 다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전부 다 skip할게요. 헬스케홀 인종 및 민족 분석 스와프엠 박사 스와 스와프엠 박사님께 답장 감사합니다 비록 몇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 이 있긴 하지만 부속민들이이 땅에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니 좋은 일입니다. 어찌됐건 여긴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고향이니까요. 부족 후손들에게 부, 후손들과 만나 제가 부족 장로회에 기부할 의사가 있다. 한마디로 이 말은 부속인들이 식인족인데 식인족인데 그걸 노, 그, 그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건 지금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얘네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잡아, 잡아먹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 거, 거기에다 플러스 된 게 지금 귀신들이에요 귀신도 있어요 진짜로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봐 여기 인디 인디언 족장적에 있잖아 그치 이 산중이 부족장이 살던 그 마을 같아 잘못 들어왔어 그치 바로 바로 잘못 내려졌지 이런 씨야 일단 식인종 한 마리 그 여, 자를 잡아온 놈은 나한테 죽습니다 일단 무조건 부족이든 뭐든 간에 내가 다 하, 내가 다 빠아놓은 진짜 빠아놓은 진짜 내가 다 관리해놓은 여자를 하, 아깝습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일단 일로 갑시다 so, um, 본능적으로는 맞습니다 뒤에 맞짝이다고요? So? 얘왜 이렇게 야,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다른 여자 다, 다 예쁜데 So, so what you're saying there's some criminal? 진짜 못생겼다 답이 없다 이 새끼는 Well, there was that guy I told you about. Wait, wait, wait, wait, 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The guy who threatened the Washingtons. I mean, he, he said he wanted 아니 그 타에서 저런 여자가 그 GTA5로 넘어오면은 킹카예요 킹카 진짜 그 타는 더 못생겼어요 Chris, if this is your way of trying to make me feel better, you're 송민아님 어서와요 미나 어서와요 아 그러지 말자 Hear that? That was Josh. Coming from the kitchen. Josh! Josh! Coming! Hold on! Ashley! Ashley, what's going on? Bring in! Ashley! Oh shit. I'm gonna. Ash? 뭡니까? Ash! 어, 그... 이 새끼구나 야니내 네 여자 내놔 새끼야 안 무서워 내 여자는 내놓으세요 내 여자 내놓으세요 이 여자만 잡아가요 이상한 새끼예요 진짜 아 너무 심하시네 저기요 아 여기 여자만 잡아가십니까? 저, 이, 이, 대화 좀 합시다 대화 좀 진짜 다 여자만 되고 <laughs> 참 어이가 없네 진짜 판명님 왔습니다 다 여자만 데려와요 진짜 무서운 새끼예요 여러분들 전국민들 아 뭡니까? 아 뭐냐 이거? 갑자기? 왜 이래? 박사님 왜 그래요? 박사님? 아 이, 이런, 이런 취향이 있으시, 있으신 거였나요? 박사님? 박사님? 아 말이 없으세요 당신이 만나고 좋아하게 된 사람들이 사진을 보여드리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태도와는 달리 실제로 미워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진실에 대한 훈련입니다 아저 거짓말 안 칩니다 시청자들이 다 보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 말해드릴게요, 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닥치고 이거는 야 뻔하잖아 너무 야 분명 여성분들은 남자가 좋다합니다 고 저는 무조건 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슬라이드 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고른 대로 고른 대로 고른 대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번에? 역으로 내가 고른 사람이 다 죽는 거 아니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 필이 안 좋지 않아? 아니 뭔가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아까도 고른 대로 뭔가 이, 상하게 흘러갔어 그치? 반대로 골라야 될 것 같아 그치? 반대로 골라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야 될 때 그래,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닥치고 다 남자 일단 일단 일단 뭔가 뭔가 불안해 제시는 무조건 무조건 얘 마이크 닥치고 오케이 오케이 조시 치킨의 맨 반갑습니다 예, 마지막에 다 남자 나오면 진짜 다 죽일 거야 진짜 나 이 게임 진짜 박살냅니다 마지막에 전부 다 남자만 남자면 남자잖아요 아 진짜 나 찢어버릴 거다 진짜 이거 자 갑시다 이게 이게 이거는 마지막 피날레 때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나는 애슐리는 개못생기기 때문에 애슐리가 더 좋아요 헤드 같아요 예 분명히 그럼 제시가 제시카가 살아날 거야 그치? 내 예상이야 이거는 그러지 어때? 어때? 결인이 맞습니다 가장 맘에안 드는 어... 야 싫어요를 반대로 해야 돼 제시카가 싫어하면 분명히 제시카가 살아남습니다 그치? 자 싫어요 무조건 제시카 이쁜 애가 이쁜 애가 싫어요 분명히 뭔가 뭔가 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 박사 가 바란 거 그거야 괜찮습니다 짓뗄리는 없을 것 같아 가자 가자 나 남자야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소금김치 저거 저 대가리 봐봐 어. 일단 자, 자 이, 지금 보신 분들 지금 보시면 돼요 지난 이야기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를 대중, 대강, 대강 여기서 설명해줍니다 그렇죠 보시면 돼요 믿겨신 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Apparently he had warned them against pursuing their construction project in Blackwood Pines and claimed the land was sacred to his forefathers S I S T sister? Ask it who's sister. Josh, it's 야, 진짜 드라마틱하지 않아 진짜? Which sister is it then? 영화 같아. <laughs> 아 여기 좋았는데 여기서 씨. Ash. Hey. 어갔대아 근데 재밌어 게임 재밌어 확실히 아 좋았는데 여기서 좋았다고 얼마나 좋았는데 얘는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몸매가 좋거든요 자 네번째 페이지 헌신입니다 자 갑시다 oh oh 자 갑시다 복수해복수해복수해하신니 있다 자 일단 지르기 위험 감수합시다 저 새끼 잡, 잡습니다 무조건 무조건 잡습니다 그렇지 자 컨, 컨트롤 실를 보여줄게요 난 바, 발컨이 아니거든 절대 발컨이 아닙니다 컨트롤 실를 보여드릴게요 가자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우주 살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쏠 수가 없네 뛰어내 뛰어내 다시고 뛰어내 뛰어내 무조건 뛰어내 예. 그렇지 좋아요. 자, 갑시다. 아, 컨트롤 신입니다, 저는. 오! 그렇지. 아우! 아, 지쳤다. 쏘쏘리 쏘쏘리 그렇지 아, 니마이가좀 빡치겠다. 아, 씨. 아,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잘했어요 계속 잘했어요 그, 은근히 잘했어요 그래도 좋아 좋아 좋아 여기 어디였는데아 무슨 지하로 가 지하가 저는 공포게임 할때 항상 지하가 무섭더라고요 아 미쳤다 진짜 이거 어떡하라고 지하실 있는 것 같은데 지하실 일로 갑시다 아이 뛰어 뛰어 임마 뛰어야지 임마 뛰어 뛰어 뛰어 라인이 많습니다 뛰어야지 에이 이러면 안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그렇지 그렇지 일로 일로 어. 어. 앉아있었다고? 일단 갑시다 일단,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어 씨야 이 뭐야 이거 뭐하는 곳이야 여기 아여러나저 심각해요 지금 아 진짜로 oh, Jessica. Oh, yeah. Jess! Jess, are you okay?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여러분들 이럴 때 하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이 저런 슈볼 새끼예요 진짜 진짜 아 얼마나 힘들게 넌 뒤져서 새끼야 되잖아 그렇지 갑시다 갑시다 살인만 무조건 죽입니다 살인만 무조건 죽입니다 나쁘실게 저거 무조건 죽입니다 제가 세모 제시카를 위한 컨트롤입니다 제시카를 위해 싱컨을 발휘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 저기 타고 올라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서돌기 갑시다 자, 분노의 질주 다시 한번. <laughs> 죄송합니다. 네, 형님도 죄송합니다. 죄송, 죄송합니다. 싸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자, 자. 자, 자, 자. 그렇지. 어. 어. 어. 점프, 점프, 점프. 그렇지. 아, 아. 오케이. 오르기 오르기 오케이. 야 이거 채팅 볼 수가 없어 어이구 크리님 맞습니다 야 여러분 잠시, 잠시 채팅 안 보고 화면에 집중하게 우리 복수해야 되잖아 그치?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그렇지 키티님 맞습니다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미안,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와 이거 생각보다 허, 힘든데 이거? 서두르기 생각보다 힘드네요 어우 엑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세모 네모 엑스 점프 점프 안전하게 안가 나는 상남자야 그렇지 와 미쳤네 저거 뭐 하자는 거야? 그렇지 아이 정도 충분해 충분해 여기 오신 분들 추, 추천과 즐길 새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갑시다 저 새끼 꼭 잡아야 될 새끼예요 쏘자 쏘자 그렇지 아씨 뭐야 이 낚시 이거 아 개낚시 쩔어 와 총알이 없어 총알이 쏠라는데 어이가 없네 아씨 아까 제시카, 제시카가 싫다 해서 준 거 아닐까요? 하 진짜 미치겠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아 맞다 이게 게임패드 스크래치네요 게이드 재밌네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 그럼 다, 여, 다 여자 골랐는데? 아, 아 진짜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근데? 아, 잠시만 여 잠시, 잠시, 잠시만 잠시만 그럼 나 어떻게? 아 여자 없이 어떻 어, 여, 여성분 없이 어떻게 게임을 해요? 다, 여, 다 여자 골랐는데? 있는데 다 여자로 하면 어떡해요? 하 진짜? 희망 가져도 되는 거야? 아 진짜 희망 가져도 되지 갑시다 아씨 갑시다 아 다 여자 골랐는데 큰일났네 진짜로 희망 가집시다 아씨 진짜 띠발이네 그치 자 아, 왜 이렇게 안 돼? 와! 아, 야, 아, 야. 아, 아. 와! 와, 뭐야! 방금 뭐야! 와!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미치겠네 예, 여튼 식인종은 탈출한 거네? 저 혼자 쨍 거네 지금 저와 나쁜 새끼네요 뭐한, 뭐하는데 지금? 그린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야, 아, 야, 아, 진짜 여자만 데리고 왔어 진짜로 아. 아니 농담 아니고 식인종들 다, 식인종들이 전부 다 그냥 여자만 데리고 갔어요 말이 돼 이게? 어떻게 여자만 데리고 가? 와 너무하네 진짜로 일단 일단은 일단은 뭐, 어 뭐지? 로아 젤린이 맞습니다 아, good. 진짜 안 좋아. Not g o o t all. 어, shit. 제가 갑시다. 갑시다. 아, 네. <laughs>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진짜 안 무서워 자 가자 제니님 반갑습니다 이거 졸라 무서운 거예요 애쉬! 자 가자 가자 안 무서워 이제 애쉬 예, <laughs> 그 LOL의 애쉬 아닙니다 <laughs> 자 근데 이 새끼 나왔는데 토템 이제 한 번도 못 찾았네요 큰일났네 귀신 나옵니다 아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진짜 언틸던 이거 어우 Anyone out there? Ashley? 작은, 작은 메시판이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형님. 치치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감이 좋다, 진짜로. 아, 나 진짜 남자가 살렸는데 어떡해? 큰일 났네, 진짜로. 아, 미쳤다. 어, 좀, 여기, 여기 땅구멍 안 되나? 안 되네. 아 남자 새끼들 싫은데 <laughs> 큰일났네 이거 진짜로 아 진짜 진짜 저 여자만 다 골랐는데 아 진짜 박사 새끼 저거 낚시 한번 쩌는데 진짜로 자 예, 제시랑 잘 되면 그런가요? 아때일때 그만 말하세요 그만 말하세요 자자 좋아 좋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희망이 생겼어 자 갑시다 희망이다 이거는 애슐리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지? 괜찮니? Uh, Ash, I'm here. Where are you? 어, 뭐하는데 여기? Are you okay? What, what the hell happened? 어, 씨. Uh, I'm coming, Ash. Just, uh, just keep talking to me. What 아니 happened? 뭐한대요? 어, 뭐야 이거? 오 마이 쉣 포. Chris, are you there? 야 진짜 이거 지랄인데 진짜로.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me. Tonight, 아 이거 오반데. a little experiment, sort of test. Now, for this experiment, we'll need the cooperation of our two test 아, subjects, 어떻게 하라고 이거? Joshua and Ashley. Oh my But god. we're gonna need one more 아 진짜 brave 진짜 오바 participant to help 오바미. decide 와. which subject will live and which will die.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Chris! Get us out of here! Please, From here, you maniac! please, please, everyone calm down. It's all very simple. Christopher, you will find a lever placed directly in front of you. 예? All you have to 아니 누구 do 선택해야 돼? is choose who you will save. 아 누구 선택해야 돼? 여, 여 뭐, 아니 왜 여자를 선택해? Shit, shit, no! Oh, right! Okay, okay, okay, okay. This is gonna be okay. Oh, dude. 아니 여자를 왜? Buddy, let's just think about this for a Chris, minute. you can't let me die! 아니 Give 어떤 me a 걸? second. I, I, I, uh, I can't think straight. Just, 아! 조식을 해야 돼? 하씨 어떤 거 하라고 어떤 거 하라고 애슐리 하라고? 아 미치겠네 애슐리 애슐리 맞죠? 와 엄청 어렵네 가자 가자 Thank you. This is insane. This is not. This is not. Ah, shit. Please tell me this isn't happening. I see. You've chosen to save Ashley. No, Chris! Oh, no, no, no, no, no, no, no. no it's man. I thought it was Why would you do this? Oh, shit. What did I do? Ah! this. Oh, ah! shit. Lumber, please tell me he's okay, please. Oh. I'm coming, Ash. I'm, I'm going to get you. I'm ah. letting you down. Shh, stop, stop please. No. Come on, come on. Let's let's let's get no. you down. Come on, we're gonna get you out of here. 야, 이 게임은 학생들하고 큰일 나겠다. 난난 여자를 좋아해. 미안해. 아 실거 안 걸어도 돼 그타도 아울러스트 똑같아요 아울러스트 그, 그 그런 급이라서 괜찮아요 이거 영장 안 당해요 이런 거 영장 안 당해요 이거 담배하고 그런 것만 되고 Josh Josh what dude You said Wait, not what? right in front of us, man. What are you talking There's about? There's a maniac. M maniac. Oh my god, we gotta